처음 시작 121.1kg 모든 비만 수치 만렙 수치가 뚫고 나갔다. 운동을 해야 했다. 운동이 불가능한 몸 상태 그렇게 시작한 2주 두부 다이어트 오늘은 그 이후의 기록이다. 점심은 일반식을 먹기 시작했고 두부는 저녁 한 끼만 먹는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다.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hey seem gonna sleep this night.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you find me. Hope you find me. When the sun rises, when the sun 야이 돼지 새끼야 <laughs> 두부만 처먹으면 뒤진다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운동을 해라 너나 잘하세요